제가 1일품회 때 처음에 첫 번째 멤버였잖아요 되게 아쉬운 게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뜻깊은 거니까 언제나 항상 쓸 수 있고 생활용품으로 진짜 good 아이템 여러분들이 립밤을 잘 바르시고 그거 아시죠 원래 립밤 한 개는 무조건 잃어버리는 거 <laughs>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준비해왔게 저는 또 립밤 한 막그 집에 가서 그렇게 선물 받으면 속탈 거.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네. 어때요? 괜찮았어요? 아, 오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. 고생합니다. 안녕. 아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아 대박이다. 팬분들이 약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섯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먼저 해본 그래도 좀 팬분들의 도움으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 립밤 열심히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랍, 서랍장 그 두 번째 칸에 놔두시면 안 돼요 <laughs> 알겠죠?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